염색을 하러 왔습니다. 이번은 이번에는 파란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하고 싶기도 했지만 아이유님이 이번에 해서 너무너무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유 머리 비슷하게 해보려고 해요. 아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 밝은 머리니까 영상에 많이 담아둬야 돼요. 제가 항상 처음 마르다 청담점이에요. DM이랑 댓글로 미용실 어디냐고 문의가 있는데 더보기란에 항상 저걸로도 물어보신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네, 처음 청담점. 저는 정은혜 쌤한테 받고 있어요. 음, 너무 추워. 약간 아, 근데 이런 파란색인데 응. 또 약간 빛을 반이 어둡게도 보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음, 약간 보라와 파랑의 합 섞인 느낌이네요. 음, 약간 라벤더 보라랑 blue가 섞인 느낌. 오묘하네. 그리고 약간 어. 그 뭐지? 아, 이유처럼 앞머리 어. 앞머리 약간 잔머리? 네 잔머리 같이 묶었을 때 어. 약간 약간 이런 이런 느낌 하고 싶은데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잘라줄게요 네. 많이 들고 올까 아, 진짜 팬들었어요 아 진짜요? 어. <laughs> 분홍색 머리. 아 진짜요? 아니 머리까지도. 맞췄어. 아, 아, 신기하다. 테크 머리 한 번.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다. 분명히 머리가 이렇게 큰피수 있고 설명드렸는데 한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하셨어요 결국. 다들 결심하고 오는 거죠. 어, 어 맞아. <laughs> 어린다는 거. 음. 색깔 예쁘게 입힐게요. 네. 꼬리는 굳이 탈색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 굵게요. 네. 음. 하면은 우 이제 다 뽑히거든요. 아, 제 사진 보시고 핑크 머리 염색 엄청 많이 알았다고 그래서 엄청 뿌듯하면서 역시 인생 머리였어 이런 걸 유튜버에 올려요? 네. 저번에 핑크 어. 했던 것도 올렸어요. 아, 진짜? 네. 구독해야돼네 <laughs> 유튜브. 그럼 이거, 이거 영양제만 비춰주세요. <laughs> 무슨 영양제예요? 이거 컬러 영양제예요. 어. 머리 컬러 바르고 나서도 건조해지지 말라고 음. 컬러 색도 덜 빠지게. 단발 자르게 되면 응. 한 번에 이렇게 똑단발로 자르는 게 낫겠죠? 그게 낫죠. 그게 가장 예쁘죠. <clears throat> 색깔이 진짜 잘 안 나와서 그러니까 색깔이 안 나와요 이렇게 딱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진짜 파란색인데 이게 실제로 진짜 진짜 네, 네, 예쁘거든요 근데 네. 그 화면이 너무 누렇게 나와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나 여기 나중에 완성작의 마지막에 사진으로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색깔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색깔 하고 싶어. <laughs> 이 정도 색이면. 아, 진짜 예쁜 것 같은데. 또이 색깔도 막 오렌지가. 아니 바쁠 때는 진짜 멘붕와요. 아 진짜요? 근데 진짜 많이 왔어요. 그 핑크 머리 해달라고. 음... 탈색하면 탈색해달라고. <laughs> 이것도 이름을 정하면 되게 좋을 것같은 무슨 이름이요? 우리, 우리는 blue 컬러를 midnight blue라고 하거든요. 아 어. 이름 예쁘죠? 네, 예쁜 것같아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midnight blue는 원래는 되게 어두운 blue인데 밝은 midnight blue거든. 아... 네. 밝은 미드나잇 블루. 올릴 때 미드나잇 블루로 염색 이렇게 <laughs> 뭐지? 저번에 그거 하고 얼마나 했어 그거 제가 머리를 그래도 많이 <laughs> 안 감아가지고 그래도 좀 갔어요? 그래도 2주? 2주? 아, 예, 2주에서 아, 진짜? 다행이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사진 보니까 이게 막 가발부터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그게 그 뿌리 때문에. 아. 네 뿌리 때문에 약간 어떻게 꾸며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 아. 가끔 가다 너무 정리가 안 될 때. 아 진짜. 네. 그래서 나는 되게 걱정한 게 가발 쓰길래 머리가 많이 끊던가 했거든. 근데 아. 일단은 막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laughs> 아 진짜요? 네. <laughs> 되게 많이 끊어진 건줄 알았네. 그 정도까지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그냥 다닐 수 있을 정도긴 해서 그냥 중요한데 아니면 그냥 다니기는 해요. <laughs> 허리가 또 다 돼가지고 <laughs> 이번에도 이번에도 폰카로 찍고 있는데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너무 추워 오늘 진짜 추운 날이에요 이게 컬러가 얼마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 동영상이랑 사진을 많이 남겨놔야겠어. 앞머리 아, 없는 게더 나았으면.